김정국 아! 가자 손 잡아 김명중 내가 걸어도 약간 아찔하다 아! 평소에 빨리 일은 일이니까 갑시다 어디로 가나요? 커플 사진 찍기 부산 7개 해수욕장 투어하기 7개요? 어, 저희 드래곤볼 찍나요? 찾아라 <laughs> 드래곤볼 지금 바로 출발하나요? 네 가시죠 와따당 <gasps> 우와 우와 오빠 점프하면 저기 봐요 어, 뭐, 아 맞네 저는 어, 응 안다 도전 허리 도전 태세 올리는 거야? 오케이, 하나, 둘셋 <laughs> 와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아 그거 해야 된다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아. 어디지? 용궁다리? 내가 알려줄게 와봐 그래 너가 알려줘 여기가 출렁다리였는데 뭐지 태풍 때문에 다 무너져가지고 음. 18년 만에 다시 재건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구름다리 뭐 따라온나 <laughs> 가자 음. 오 진짜 무서워서 그래? 응 네. <laughs> 진짜 무서워 가자 손 잡아 아 너무 무서워 멀리 봐야지 아니 멈추지 말고 아근 저기 봐봐 아 멈추지 마 어? 저기 봐봐 저기 저 <laughs> 절벽 진짜 멋있지 않아요? 저기 또 낚시해 아우 낚시 나 저번에 낚시 실패한 거 아직도 아른거려 평소에 욕을 원래 자, 자주 하십니까? 이렇게 좀 공경에 처했을 때 살면서 욕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 진짜요? 아! 자 여기 한 바퀴 돌아본 소감 아 제가 무서워해서 그렇지 여기 진짜 예쁘고 좋은 곳 맞는데요 <laughs> 좀 무서워요 미션 어 여기 또 너 좋아하는 거 나왔어 야 이거는 진짜 내가 걸어도 약간 아찔하다 사진 찍어드려요? 다 음. 이쁘게 나오셨는데 하늘이 안 이쁘네요 한 연인들이 여기 오기 좋네 딱 보니까 나도 저기서 케이블카 같이 타고 송도 해수욕장은 이런 조형물들이 진짜 많다 그러네. 지, 진짜 귀엽다 근데 제가 일단 인기가 왜, 왜 많은지 이해가 안 되더라 얘. 완전 다이렉트로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요즘 어. 사람들이 하고 싶은데 못하는 말들을 펭수가 다 해주잖아 <laughs> 아이고네 너 닮았다 제가 약간 눈 큰 동물들이랑 좀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. 네. 눈큰 이상한 것들은 다 닮았다고 그 눈이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쟤? 그런 거 없어 이거 똑같이 흉내 내봐 얘 목소리 김명중 <laughs> 여기가 어딥니까? 여기는 해운대입니다 부산의 저기 대표. 누가 봐도 해운대라고 영어로 떡하니 적혀 있습니다 어, 버티고 잘 버티네 <laughs> 해운대 아 여기 그거 여기도 그거 있네 응 맞네 근데 이거 되게 예쁘다 야 여기서 서핑 많이 한데 나도 해봤다 여기서 나 딱 세 번 타봤어 나도 세번 많이 해봤는데? 가자 썰어 어? 이름 쓰러 가자는 거 아니야? 어! 내가 너 이름을 써줄게 알겠어요 야 잉이라니 <laughs> 나, 나 이성 한다 이성 그건 뭐야? 파도 파도? 파도 추추 사람 없는 순서대로 바다 돌아본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조용한데도 나는 나쁘지 않아 조용하면 어. 좋죠 어. 근데 각 바다마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빠한테 베스트 바다는 뭐예요? 송정? 적당히 조용하고 서핑도 일단 탈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놀러 오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송정이 응, 네, 저는 다대포 제일 처음 갔던데 다대포? 아 맞아 응, 음, 다대포 좋았어 아, 맞아 다대포 이쁜 거는 다대포가 제일 이뻤어 바다에 왔는데 발 한 번 담가줘야지 가자!